뭐가 뭐고 어! 어! 제가 마치 찾았어 I found, I found a good place to eat 아니 그거 여러분 뭘 어, 그거 뭐지? oyster 추천했잖아 oyster seafood 그래서 아마 그거 꾸이꾸이 먹자 봐봐 이게 어, 이거 멍 아니야 와 미쳤다 <gasps> 야 광고 뭐 아니요 <laughs> Don't worry 아니 돼지 됐어 인연분기 안디 안돼 이거 DM DMCA야 성향에 뭐가 유명해 유, 유리 유명해 인분 이상 어 인분 이상 여기 동안 둘수 있어요 하면 같이 먹고 와 냄새 좋아 smells good 아니요 코스에는 인분 이상 어떻게 먹어 나 친구 없는 사람 반지 안 먹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다 와 우와 이거 엄청 커 감사합니다 음 와, so 어,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근적에 뭐가 재미있어요? 네, 여기 근적. 에 어디 밤에는 밤에는 이 통영에는 어. 재밌는 게 없어요. 날씨 좋다 와 o oh, it's running! 와 대박 여기 사랑 해보시고 목것과 마스크 컨트롤건 되어주시고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 가야 돼요 가자 가자 가자 와 여기 맞아요 대박 예쁘다 차 없으면 어떻게 가요? 무슨 방송이에요? 아 트위티 트위티? 트위티 알아요 트위티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 사람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번 아니요 홍콩 사람이요 홍콩! 아, 네, 맞아요 아, 아. 어, 저, 두, 오케이, 드세요. 두 개, 먹을게요. 우리 부산. 어, 부산. We came yesterday here. 어, 네. Then today we go to the home. 어, 어 여기요? 어. 해보자. 뭐, 뭐, 아재들, 아재들, 아재들 맞고요. 문어 잡으러 왔어요. 문어 200마리 잡고 갑니다. Amazon. Okay, Tom. Yeah, yeah, yeah. We called yesterday. Wow, really? Where? Around here. Around here. Oh, bye. 그냥 어, 가야 돼요 지금은. Bye. 오. 써보셨어 진짜로 죽었어 하지만 와몰려 잠깐만요 어머 고맙습니다. 아, 유, 유재도, 유재도 형 고마워. 어. 아, 화장실 거기. 잠깐만. 오케이, 이거는 여기에서 어디에서 먹을 수 있어? 모르겠어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 가지고 가요. 비 e o c t o 고마워. 갔어요 이만 오케이 오늘 내거 무는 거 가면 썩어 삐겠다 있으니까 그걸 예. 물어보지 마 있을 때 써? 어 잠깐만 아, 아, 아 이게 뭐야 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 제, 제 생겨주셔서 감사합니다